코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 같이 견디고 견디기 위한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플리스와 양털 후드 집업 같은 제품들인데요 먼저 지프의 플리스 zip-up입니다. 저는 large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지프 제품들이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rown 색상과 white 색상 모두 구입했는데 두 개의 재질이 조금 달라요 brown이 조금 더 거칠거리는 느낌이 있고 white 아이보리 컬러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프 플리스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모든 주머니에 이렇게 자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. 근데 지퍼가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가 겨울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은 어커버 제품의 플리스 후드 zip-up인데요. 저는 large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도 아주 살짝 오버 느낌이 날 정도의 사이즈니까 오버 사이즈로 도톰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 드릴 만한 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 로고도 아주 크게 멀씨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V 프로젝트 양털우드 zip-up인데요. 이 제품도 large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베이지 색상이에요.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는 이게 가장 오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특이하게 주머니도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조금 포켓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뭔가 겨울 느낌 나면서 뭔가 성냥팔이 소녀도 떠오르고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크에도 W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도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항상 감기 조심하고 오늘도 내일도 저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 코나이